오늘도 너의 주인 조용해 난 궁금한 걸 갈게 네 옆에 긴장한 표정 속 건넨 안녕 왜 이상한데 너를 바라봐 같아 어전부다 우린 꽤 y 너가 바란 건어 단지 내게 해보여줘 줄게 매일 서로 바라보면서 매일 Look I wanna love you 속삭여줄게 매일 언제나